어디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 내가 만들어 토박하다 <laughs> 우와. 아이, 자기도 잘라. 잘라. 이고안 뭐 떠져 결국엔 다 사라졌다 어디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 내가 다 찍는다 야